없잖아. 아, 케이스 있대요. 아, 예. 뭐 여기 이 케이, 케이스는 있대는데 아까 슈가 양이 액정은 못 붙여도 이거는 케이스면 안 예뻐. 오. 안 썼어 아직. 그냥 그냥 각만 본 거야 각만. 어. 아니 아직 섰다니까내 폰인데? 핸드폰 주실 때 잘 보일 것 같아요. 와, 네. 나중에 당당 그냥 좌우로 그냥 열어가지고. 그래서 그래서 요즘 뭐가 제일 유명해요? 네이버 주소랑 만장 받고. 어, 이내표안 나오는데요? 매일 아침 내가 미친놈처럼 내 잠깐을 깨물어 이거 안 되는데? 재질이 안 맞네 아 씨. 이런 반전이 내밀은 벌써 저당 잡혔어 내 돈을 줬어 아 <laughs> 많이 고민하고 했거든 어떡하지? 아 지금 이름 써야 될 것 같은데 아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 네임펜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네, 어디 있었지 도대아 네임펜 주세요. 노박 소리인데? 형 어디 있었는데요? 아, 아, 야, 아, 야, 진! 나는 RJ가 좋아. 어, <laughs> 세븐백 귀엽다. 아이씨. 난 JK다. 하필 아니 잘적어지 그 세면팩에 너무 양이 적은 거 아니야 들어 게? 아니요 치아까지 들어가면 딱 세면팩은 큰데 너 어디서 봤냐? 이거 근데 달랐어 내, 내 어, 아, 아, 아, 이거 나도 나도 아야야 상수야? 아 진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